grab it, they wanna have it. They wanna grab it, they they wanna grab it, they wanna have it. They wanna grab it, they good They wanna grab it, they wanna have it. They wanna grab it. Good art. 갑자기 앞에 나와 랩하라니 조금 부끄러 내가 앨범 사던 형들과 함께 좀 쑥스러 방구석 형님들은 결복하고 날 헐뜯지 They wanna get it, they wanna grab it, they wanna have it Catch it, damn it 네가 못한 걸 내가 했다고 악담이라니 후져 네가 아무리 개소리 짓거려도 나는 널 아니 죽여 I will kill you when I'm on s 나 크기 부동산 아저씨보다 더 반들 아가씨 어디 가지마 나좀 봐줄까 노란색 아직 사지마 지금은 아니야 It's no 가지 it's no s w 나는 한국 책맘 m 시부끄럽지말 이제 밝힐게 나는 똥냄새도 jasmine